하지 마. <laughs> 귀여워. 씨발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타투야 안 할게 아, 아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랑 하지마 안 하면 뭐 해줄 건데 안 하면 뭐 해줄 건데 하지마 <laughs> 귀여워 음 그러지마 나도 괴롭히지마 응 알았어 어, 이거 이봐 음, 괴롭히지 마. 응, 우리 따뜻 괴롭히지 마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나도, 나도 귀여워. 생각해보니까 열받지. <laughs> 어, 하지 마. 하지마 하지마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하지마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우리 아우 예뻐 어우 예뻐 어우 예뻐 우리 다 어우 예뻐